짜증기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그흐 그 기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라면 먹고 가자고 유혹하기 기기기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프리코가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진짜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리코한테꼭 한번 듣고 싶었던 한국말 라면 먹고 갈래로 유혹을 하면서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구 중에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라면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먹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프랑스는 불었어서 출발 출발 그 그흐 기히 노잼 노잼 꼴 보기 싫다 <laughs> 꼴 보기 싫다 고 꼴. 꼴. 뻥이야. 뻥이야. 뻥이야. 나이 그 시대마세요? 뻥이야. 내 네 치치가 나지 그래. 뻥이야. 뻥이야. 전화야. 오 맞아. 뻥이야. 아까를 해서 使うか 오토나타치니와 뻥이에요? 혼나는 저도 담에 됐어도 거짓말이에요. 고래 됐어도. 하이. 네. 부장님 응? 오늘 나는 감기 걸렸어요. 아 진짜? 괜찮아? 뻥이야. 뭐 부장님이야. <laughs> 어. 네? 배 아파? 배고파. 나이 때문에 되 루시. 나는 루시 나는 마그로 아 진짜 그러고 빨리 스시로가 이키다니라 하면 이야기해 호도 어, 어. この時間はできない왜 그러지? 응, 음, 전부 다메 어제 전화할게 여보세요? 예 스시로죠? 네네네 와 진짜 어떡하이다 그두명 何食べたいサーモンエビの上に玉ねぎが乗ってるやつずっとサーモンを100ぐらい私に食べたいことないでしょ

例えば居酒屋に行ってちょっと酒しか飲んでないから締めにラーメンとかわかるけど寿司食べてラーメンって炭水化物やばいからあれ炭水化物そういう考えしないで今そっちじゃないやん私ベリー見てダメもここねなん豚骨だけはしろだって豚骨やばいよ油醤油や待って手して 라면 먹고 갈래? 낙하니 이미 가려갔어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스시 안 먹고 싶어? <laughs> 스시 키 잖아 다리 아파? 違う寿司食べて寿司食べた後もう最悪じゃん寿司食べた後デブえあいやいや寿司寿司ちょっとだけ食べてそれな寿司ちょっとだけ食べてじゃあそれなあいつ今から寿司店に行きましたよじゃあ寿司食べますねこれサーモンとか食べてお腹ちょっとすいた時になったらそのなったらおにじめせラーメンもこれねサラダとかがいいわあ <laughs> サラダがいいもうサラダにしようじゃあこれこんばんは 긁고 봐봐 왠지 쓰레였나요? 저도 나가인 분실을 처리마서 게 음. 술 먹고 음. 술이 취해서 음. 아 집에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음. 택시도 없고 음.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라면 먹고 집에 갈래? それが一番ダメで ダイエットの一ってるじゃんダイエット違いますなぜならばお酒を飲んだら食欲が人間分からなくなるの脳がリミッターがバカになりますねその時にラーメンを食べた時美味しいじゃんもうチャギウェなんでちゃんと話して塩投い。出てきてドリジベさんラーメンもこれね 싫다 가 니네 집으로 가 그냥 니네 집에 가서 우동 먹어라 라면 먹고 하는 왜냐면 음. 한국어대 애가 돼私の家で一緒に夜をあ誘ってるのね それでそれを書くにはもう話したかったんでこれこは今流行ってしか考えないのかってどうすればいいのか <laughs> シチュエーションがもうちょっとロメンティックなところで今日デートしてとかだったら私もゲストですけど寿司もこラーメンでもはいじゃあ1000円じゃんこれ今意味してませんから私やします우리집에서라면먹고갈래私ねストレートな表現が好きやもうどうやってそれなあじゃあ もう違うそんなじゃないそんな行くがありますよ失敗失敗ねえねえねえ失敗や